아 이건가? 여기 보자 한국의 고기 너무 힘들어 이번 여 마지막 여행을 엄청 힘미로운 DMZ라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중 북한과 남한 사이 있는 것이로 엄청 유명한 제3단굴 드희 조만대 해마루촌에 왔습니다. 이것의 구석구석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희는 하루 동안 버스 투어를 이용했는데 예전에는 코로나로 없어졌지만 기차 투어가 가능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것을 여권 화인지 좀 있는데 선글라스 모자 없이 힘들어 보이는 군인분들이 요건을 확인할 거예요. 오늘 음. 날씨 너무 좋았어. 맞아. 잘보 어, 오늘은 하루에 아 1년에 많이 못 보는 그거라던데 그거. 그 어, 이런 아. 날씨는 많이 없다 그랬어. 어, 오, 어, 우리 타이밍도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 방금 어, 그 기사님들 우리 오늘 진짜 운이 있다고 말했어 맞아 날씨 진짜 오늘 오늘은 원래는 제일 좋은 날씨였어 음. 어, 올라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저희는 니엠셋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이것은 1950년, 1953년까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을 간단히 보여주는 것으로 1953년 10월 27일에 끝난 전쟁에서 군인들이 쓴 모자나 무기를 보여줬어요. 과거에 사용된 다른 물건들도 볼 수 있어요. 없는데. 어, 이, 어, 아, 일이. 탕 있다. MP인데? <laughs> 그러니까 MP가 뭐야? 헌병. 한국편. 한국 무슨 말이에요? 한국편? 한, 헌, 아니 근데 한 말고 헌편인데? 무슨 말인지? MP. MP야? MPP. MPP 알아? 몰라, 뭐야? MPP 약간 약간 BB 어, 같은 엄청 잘, 잘 하는 사람. 아 그래? 음. 어, 여기는 그 음. 아마 반대쪽에 북한 어. 그다음에 니무제트가 네 아니야? 이거. 어 맞아. 그러면 여기에 쭉쭉쭉쭉쭉 음. 맞아. <laughs> 여기서 살아. 도넬이야? 제삼동굴. 음. 아 이게 넣었는데. 에 뭐야? 러 어, 가고 있어. 이거 뭐야?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gasps> 봐봐 이거 어 이거 어? <laughs> 진짜 써? 우리 같이 찍 같이 같이 신었나? 방금 우리 가서 어땠어? 너무 힘들어 <laughs> 힘들어 힘들었 재산당굴 안쪽기로 돌아가게 되면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안에 어떤 모습인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니 봐주세요. 어쨌든 동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대하고는 다른 게 따뜻한 동굴을 만날 수 있어요. 게다가 동굴 끝에 가면 폭탄위로 인해 생긴 동굴과 북한의 이해 만들어진 작은 터널을 볼 수 있어요. 남자친구예요? 미래 어. 남자친구. 초코볼이다. 이거 초코 초코 초코볼. 초코볼. 초코볼. 초코볼이야. 엄마. <laughs> 엄마의 외계인. 엄마의 외계인? 엄마의 외계인. 어, 외계인이야? 여기 계란 분파네. 이거? 맛있겠다. 에이고. 손빵. 도라야끼? 이거 도라이모 먹는 거 아니야? 엄마 아뭘 뭐 먹을래? 우리 방송할 때 이거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조였네 5,200원 인조 아는데 5만원 아니야 괜찮아 여기 식탄하고 가게예요 먹는 시, 밥 먹는 시간 없는데 네? 20분만 있어요 20분만 도보 알아 도보? 도보? 네. 아 도보 도보? 된가? 와 두부 여기 식당에서 두부 먹어야 한다고 버스 기사님께서 소개시켜줘서 오게 됐어요. 이 레스토랑은 깨끗한 두부 만 사용하고요. 이 마을 깨끗한 채소와 콩들이 유명한 것이에요. 우선 저희는 두부 김치 시켰어요. 김치 아니야? 어 더부김치 그냥 더부나 그냥 김치. 그냥 두부다 근데 맛있어. 너 알아? 더부김치 언제 먹는 거 알아? 몰라 뭔가 사람들 감역에 나와서 처음에 먹 초식사는 더부김치야 진짜? 왜냐하면 약간 더부 약간 그 따뜻한 저 느낌? 약간 음, 음, 음. 이해해? 약간 어, 어. 먹어서 다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아, 말이야. 그래요? 유리, 어. 그래서 먹어봤구나? 먹어봤어. 유리 저도 집에서 먹어봤어. 유리 <laughs> 저도 그 그거에서 나 경찰에 나, 나오 그거 <laughs> 먹었어? 아, 다른 여자 얼동이 만지서 만져서 <laughs> 그 다음에 먹었어. 응. おいしい おいしい <gasps> おいしい. 아이. 김치에 두부김치 우리는 두부김치 시켰고 되게 심보했는데 맛이 미쳤어요 <gasps> wow. 이거는 몇 사람만 줄수 있네 와 있어 곰탕이 있어 <laughs> 유리조 유리조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 죽을 수도 있어 <laughs> 여기서 어디가 북한이었지? 이쪽이었나? 북한은 이쪽이야 이쪽에 다 어디 어디 어디서 보죠? 사진 어떻게 다섯 맞아 사진? 아 사진 어떻게? 아, 아 사진 아, 아 네. 아, 아 사진 찍어달라고 이러 <laughs> 시즌 라존만대는 DM셀 안에 위치한 전만대로 복항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남측의 최복탄 전만대예요. 보인다. 여기다. 한국의 국기. 어 여기다. 복한국기 있어 그 여기 여기 여기 그, 이거 잘보이는데 이거 잘 보여 어 이거 잘 보여 음, 사람이 보여? 보여? 예, 예. <laughs> 이거 사람이야? 어 사람이야 어디 어디? 아 좋아 어, 그거는? 스미 지갑 있는? 아 지, 장갑은? 나 가방 있어 소 맞아 아 이건가? 와 꽃인 있다 지를 이렇게 예쁘게 데큐레이트 했어 응. 엄청 예쁘게 예쁘진 만들었다 파주 인증과 평화 곤돌라를 탑승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뻐. 여러분께서는 민간인 통제구역을 하늘길로 통과하는 최초의 DMZ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개성까지는 20km, 평양까지는 160km입니다. 곤돌라 진행 방향에서 북동쪽에 보이는